라이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언어의 밀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지금부터 제가 저의 그 운동 루틴 가볍게 하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려가야 됩니다 상체는 쓰지 않습니다 저는 상체는 헬스장 가서 해야죠 일단 다리를 쭉 핍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두드리면서 쥐가 최대한 나지 않도록 운동을 하는데요 아프, 아, 아프긴 하네 아침이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풀렸다 하면은 이제 상체를 이동합니다 옆으로 그러면 약간 약간 달리기 자세? 달리기 자세에서 좀더 어, 더 다운 시켜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또 몸을 풀고 왜냐면 축구를 하다 보면 이거를 가랑이라고 하죠 가랑이 쪽에 무리가 많이 와서 여튼 여기까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허벅지 경련을 최소화하고자 이 종아리 부분을 접는 건데요 이렇게 무릎까지 접어가지고 으, 아프긴 해요 축구하기 전 몸풀기 운동이 마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짜 모든 스포츠를 할 때 몸풀기 운동 중에 제일 중요한 게팔 뻗기입니다 왜냐면 모두 운동을 할 때 팔은 뻗어요 축구도 그래요 축구도 스로잉을 하잖아요 야구도 팔을 쓰고 뭐 족구도 <laughs> 팔을 쓰고 <laughs> 다 팔을 씁니다 아무튼 어 약간 간단한 기본 동작인데 그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 팔뻗기 운동을 무조건 할 거예요 준비 운동으로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령도 있어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게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기 제일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약간 기지개 펼 때랑 동작이 비슷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양팔을 어, 양쪽 끝으로 끝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아, 아, 사실 지금 아침이거든요 풀리네요 이렇게 손을 옆쪽으로 쭉 뻗습니다 옆쪽으로 쭉 뻗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근육들이 다 풀리면서 사실 이 근육들을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 운동을 통해서 약간 이 근육들을 최대한 몸을 풀어주는 이게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난 반대도 한 번씩 풀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상쾌한 아침을 맞으신다면 우리 라이어 분들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미리팅! 아는 것이 힘이다 이미리 선생이었습니다 많이 따라해주세요 라이언 안녕